많은 스타일 그리고 <laughs> 적은 스타일들이 결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잘하시는 거죠? 조심을 하는 거죠 음, 잘하시는 걸로 <laughs> 안녕하세요 레아트사이니까 최평리 원장입니다 저는 출산하신 분들이 복부 지방흡 하시고 만족한다고 연락 오시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환자에 따라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환자분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40대인데 10대 아이돌 몸매를 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결과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 속도도 그만큼 좀 더디고요 탄력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해서 원하는 모양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40대인 분이 10대, 20대의 전 연예인 사진 가지고 와서 네. 이만큼 흡입해주세요 하면 원장님께서도 다 뽑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무리해서 뭐 뭐 네, 무리한 방향으로 수술 결과를 원할 때는 기대치를 약간 낮추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유도하는 편이죠 환자분들하고 최대한 좀 조율을 하는 편이에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분들은 효과가 진짜 짱이다 대박이다 하는 재수술보다는 첫 수술이 조금 더 결과가 좋고요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스타일 그리고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스타일들이 결과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탄력이 높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겠죠 이제 탄력이라는 게 눈으로 딱 봐도 알 네. 수가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탄력이 좋다고 하는 거는 자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부 늘어짐도 없고 그 모양 그대로 유지 하는 상태가 탄력이 좋다고 할 수 있죠 탄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셀프 테스트를 할 수는 없을까요? 앉아봐서 늘어짐이 적어야 돼 뭐 하체를 예로 들자면 탄력이 안 좋은 분들은 그 엉덩이 주변 쪽 피부가 나와서 약간의 주름의 형태로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탄력이 좀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체중이 늘어나면 이제 피부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 늘어난 상태가 살이 빠졌을 때 피부가 되돌아지지 않으면 탄력이 조금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음, 천천히 빼야 되겠네요 천천히 또 짜야 되겠죠? 네. 선생님 피부가 질긴 타입이 있다라 설명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질긴 거랑 탄력이 좋은 거랑 좀 다른 문제인가요? 조금 달라요 피부가 질긴 거는 어느 이유에 의해서든지 두꺼워지고 딱딱해진 상태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탄력이 좋다는 거는 피부층 말고 그 아래층 자체가 모양 유지가 잘 되고 늘어짐 없이 잘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탄력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질긴 타입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피부 타입 그리고 탄력이 좋은 타입들이 수술 후에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연령이 높아도 탄력이 좋으신 분들은 네. 회복은 조금 더 될 줄은 몰라도 후의 모양 자체는 조금 더 어린 연령대와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탄력을 타고나는 네. 건가? 약간 타고난 부분이 한 50% 이상 되긴 하지만 관리한 거에 따라서 탄력도는 조금씩 많이 다르니까요 그 피부가 완전 네. 얇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음, 그런 분들은 수술하기 어떠신가요? 이런 분들은 수술할 때 피부층에 너무 가까운 지방들은 조금 조심해서 빼고 그보다 더 깊은 층의 지방을 조금 더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볼륨을 줄이고요. 최대한 피부 쪽은 건들지 않고 모양이 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주의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술 잘 하시는 거죠? 조심을 하는 거죠. 잘 하시는 거로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 수술 전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아투 사형외과 최평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